오늘은 뮤직비디오를 Drunk-Dazed 타이틀곡 2집, 2집은 아니고 미니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 날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이어서 일단 유닛신도 있었고 아 유닛신? 어 유닛신도 있었고 단체씬 그리고 개인 개인 촬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촬영을 한 날이었는데 어, 군무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, 전체적으로 이제 안무를 촬영하는 날이었다. 어, 그래서 음, 정말 어, 오늘 좀 특히 많이 느꼈던 게 전 앨범보다 확실히 우리가 좀 더이 음, 과정에 더 익숙해졌구나를 많이 느꼈고 더, 음, 더 수월해지고 더 음, 단합이 많이 잘 되고 있다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게 되게 좀 뿌듯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개인 신도 워낙에 다들 연기도 잘 해주, 해줬고 다 전체적으로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뭔가 만족하는 만족할 순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들었던 그건가 어떤 <laughs> 마음에 들었던 말이었고 이제 사실 음 이제 이틀 정도가 더 남았는데 뮤직비디오 촬영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만 좀 더 해주고 사실 어, 오늘도 원래 12시에 이제 촬영 끝나는 거였는데 조금 delay가 많이 돼서 집에 도착해 있을 때가 한 3시쯤이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시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물론 음,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화이팅을 해서 조금만 더 어,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촬영장 옆에 이제 컨테이너처럼 마련되어 있는 그 식당이 있는데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덕분 그 점심 저녁 식사 덕분에 더 힘을 내가지고 할 수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엄청 맛있었는데 저녁엔 닭강정이랑 이제 제육덮밥 아 제육볶음이랑 뭐 청양고추랑 무슨 약간 미연 맛난 그 다시 막 다신다 다시다 국물 나는 미역 그거랑 같이 밥을 먹어 먹어서 되게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덕분에 뮤직비디오를 잘 찐 것 같다 그 정도로 밥도 되게 맛있었고 그냥 그리고 또 군무신 촬영할 때는 또 되게 어, 군무신 촬영할 때 그냥 뭔가 내가 엄청 솔직히 엄청 열심히 연, 연습을 했어가지고 물론 나도 그렇고 엔하이픈 단체로도 그렇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전날 뮤직비디오 촬영 전날이니까 그저께인데 그저께 아무 진짜 새벽까지 하다가 그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간 거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뭔가 보여드리는데 다들 반응도 좋고 우리가 직접 볼 때도 어 이건 너 되게 괜, 좀 괜찮다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더 뭔가 어, 어 뿌듯함 그리고 되게 음, 남들에게 어떤 내가 작업하고 연습했던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, 보여줬을 때 느끼는 그런 희열감 그게 정말 데뷔 때 보여줬던 앨범처럼 똑같이 느껴져서 되게 신기했고 그 감정이 그냥 완전 오로지 똑같은 스탠스로 뭔가 구현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되게 좀 신기하고 와 되게 내 마음이 정, 정직하구나 <laughs>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 진짜 나는 이 이게 재밌다라고 오늘 좀 느낀 것 같아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네, 멤버들도 만족했고 다음날 다다음날도 잘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뮤직비디오 촬영이 되게 삽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그만큼 이제 좀 어, 이제 함축시켜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 내 컨디션 관리도 되게 잘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뮤직비디오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론 피, 그 피버도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피버까지 뮤직비디오를 하게 되면은 되게 일정적으로 어, 좀 체력이 많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관리 되게 잘하고 특히나 나는 이제 살이 많이 빠지는 체형이어서 많이 먹고 어,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다. 그래서 음, 아, 이제 자야 될 것 같다 안녕 내일 끝 내일은 더잘 고무신밖에 안 남아가지고 내일은 열심히 해보겠다 안녕